1918년 7월 17일 러시아 왕제 니콜라이 2세와 황후 5명의 자녀가 처형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1991년에 가서야 묘지가 발견됐다. 자녀 2 명은 없었다. all the time there was this confusion, the myth and the possibility of some or all or any of them surviving. 2007년에 두 번째 매장지가 발견됐다. 과연 이 무덤에서 발견된 잔해가 사라진 황손에 관한 진실을 간직하고 있을까? 황실을 구출하려는 시도가 명시된 비공개 문서를 연구한다. 최고의 법의학 전문가를 투입해 심각하게 훼손된 유골을 직접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로마노포항조의 미스터리 파일을 공개한다. 20세기 초반 러시아 사회의 중심에 로마노프 왕조가 있었다. 니콜라이 2세는 1894년에 황제로 즉위해 러시아를 통치했다. 할런 라파포트는 러시아 역사 전공의 저술가이자 역사학자로 로마노프 왕가의 생활을 심도 있게 연구해 왔다. For the Russian people at large, for the peasantry, Nicholas was a divine being, and they did revere him. They did bow down and, and cross themselves whenever he passed. 영국 왕족인 켄트 공은 러시아 황제 가문의 먼 친척이다. He was a godlike figure to them. So that reverence was very, very powerful. 니콜라이 2세는 독일 태생의 알렉산드라를 황후로 맞아 완벽한 왕가를 꾸몄다. What really nailed the popularity of the Romanov family was undoubtedly those five extraordinarily beautiful children. 올가, 타티아나, 마리아, 아나스타샤라는 사랑스러운 네 딸이 있었고 막내이자 왕위 후계자인 알렉세이 왕자가 있었다. 왕가의 공식 주거지는 바로 이곳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궁전이었다. 역사학자 샬롯 지프바트는 로마노프 왕가의 사생활을 집중 조명하는 책을 썼다. The Winter Palace is the most extraordinary setting to live in and to grow up in. You have acres of gold leaf and miles of marble around you. 화려한 궁전과 달리 1914년의 러시아는 격동기였다. 독일이 전쟁을 선포하고 1년 만에 러시아인 150만 명이 죽거나 부상당했다. 앤드류 쿡은 20세기 초에 영국 정보기관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다. Every failing of the Russian war machine is reflected back on the Russian government, which is actually Nicholas. He is now personally seen as being responsible. 전쟁의 여파로 도시는 곧 굶주림에 시달렸다.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있었지만 로마노프 왕가는 호사스런 궁전의 울타리 안에서 외부의 불만을 외면하고 지냈다. 1917년 2월 전쟁이 3년째 접어들며 황제를 향한 분노가 쌓여갔다. 정치 선동가는 이 기회를 잡고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다. It was a combination of real, literal hunger for food, but also a desperate, desperate, ongoing desire for democratic freedom. 니콜라이 2세가 폐위의 운명을 맞았다. in a way, it comes as a great relief to him. He was never really a man who relished being a ruler. 로마노프 왕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27km 떨어진 알렉산드르 궁으로 피신했다. 임시정부가 혼란기 러시아의 통치를 맡는 동안 황족에 내려진 가택연금이 오히려 그들을 보호했다. There was extreme republican feeling out on the streets and the mob, if given half a chance, would have stormed the palace and would have strung Nicholas and Alexandra up. 1917년 10월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끄는 볼시비키 당이 권력을 잡았다. The Bolsheviks are a revolutionary, hardline group who are, are pathologically and passionately against the aristocracy and Nicholas in particular. 황제와 그의 가족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700km 떨어진 우랄 산맥 인근의 볼셰비키당 거점 예카테린부르크로 끌려왔다. Nicholas said, "That's about the last place on earth I would want to go to." He said, "I know people there are very against me." 황족은 이 건물에서 철저한 경비 속에 수감 생활을 했다. 책임자는 강경론자 야코프 유롭스키였다. Yurovsky was a dedicated revolutionary. His basic role, apart from overseeing the guards at the house, was to prepare for the need to kill the family. He had a duty to the revolution, and he was determined to fulfill it at any price. He could sit down and quite happily engage in conversation when he knew full well within a couple of days he was going to go and murder the family. 혁명 이후 유럽 스키가 한 증언에 따르면 1918년 7월 17일 오전 2시경 경비병이 황족을 찾아가 지하실에서 이동한다고 알렸다고 한다. Yurovsky's men were gathered in a room nearby, priming and checking their weapons. 유롭스키는 이전에도 수차례 그랬듯 단체 사진을 찍는다며 온 가족에게 집합 명령을 내렸다. 딸들은 어머니 곁에 모였고 황제는 아들 곁에 섰다. 제포자들은 그들 앞에 나란히 섰다. Yurovsky read out a very summary and brief statement that it had been decided that Nicholas must be executed. 가족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Nicholas was the lucky one. He died instantly, but most of the others did not. They suffered terribly. There was screaming and smoke, and people couldn't see what they were doing. 자녀들은 한 명씩 순서대로 정면에서 총을 맞고 쓰러졌다. 모두 103발의 총알이 발사됐다. 총살 직후 지하실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볼셰비키 당원들은 사체가 동정론을 가진 세력의 손에 들어가 황족이 순교자로 미화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했다. 유럽 스키는 처형 이후의 끔찍한 사건들을 글로 기록했다. 흔적 없이 처리하기 위해 피 흘리는 사체를 멀리 떨어진 숲으로 끌고 갔다. 피터 사란디나키는 매장지를 수사하는 국제 수사팀의 일원이다. Yurovsky gave the order to take the bodies out of the truck and decided right then and there to bury the bodies on a spot. 하지만 때는 동이 틀 무렵이었고 유럽 스키와 부하들은 발각될까 두려웠다. 사체를 무자비하게 구덩이에 던진 뒤 산성액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They had this idea that they were going to incinerate the corpses initially out in the forest. Now, had they done their homework? Had they checked how long it actually takes to burn one body in the open air?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근육과 지방이 모두 타서 백골 위에 불에 탄 살점의 끈끈한 잔여물만 남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7시간 남짓이다. 그 순간에 내려진 중대한 결정이 이후 70여 년 동안 황실의 자손 두 명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줬다. According to the Yurovsky report, They took the two smallest sets of remains nearby and started burning those remains. They separated them off from the other pile of bodies. 황제 일가가 묻힌 두 장소는 80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았다. 1991년 예카트린부르크 인근의 숲에서 무덤 하나가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발굴된 유골의 DNA를 분석했다. 마이클 코블 박사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군 유전자 감식 연구소 소속 법의학자다. Our laboratory was involved with the first round of DNA testing. The findings were quite clear. Of those remains, there was uh, a consistent family association between the skeleton believed to be Nicholas, the skeleton believed to be Alexandra, and three of their daughters. 이곳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페트로 파블롭스크 요새다. 유골이 발굴되고 7년이 지난 1998년에 황제 니콜라이 2세와 가족 4명이 이곳에 묻혔다. 로마노프의 마지막 왕족은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켄트공이 시복식에 참석했다. It was a very poignant moment because that's where the Tsars had always been buried. since uh, Peter the Great created the city. 하지만 두 개의 무덤은 주인 없이 남았다. 어린 황태자이자 후계자였던 알렉세이와 마리아 또는 아나스타샤로 추정되는 공주 한 명의 묘가 비었다. The big mystery was, of course, what happened to the two missing children. It was a completely closed story. There was no question of them ever being found. 피터 사란디나키의 수사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황제의 무덤 주위를 수년 동안 체계적으로 발굴하면서 제2의 무덤을 수색했다. It's a five acre open meadow of grass surrounded by a forest on three sides. And, and on the eastern side is all swamp. We scraped off the top, uh, roughly 10 centimeters of the soil, and to try to level the ground so that the ground penetrating radar would, would be able to go over it and w e able to find anomalies. And we did not find anything. 두 명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유럽스키의 처형 보고서가 과장됐다거나 사라진 아이들은 처형 현장에서 탈출해 구조됐다는 소문이었다. 1917년 봄 처형 계획의 근간이 마련됐다. 총살 1년 전으로 황족이 알렉산드르 궁에 머물던 시기다. There are enormous uncertainties surrounding what will happen and where they will go. 해외로 피신하라는 조언을 받은 니콜라이 2세는 친구이자 친척인 영국왕 조지 5세에게 도움을 청했다. Well, they were first cousins, um, and they were they they were in very affable terms together. They were very close. 두 사람의 외모가 굉장히 닮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니콜라이 2세는 조지 5세에게 영국 망명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영국 선박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000km 북쪽에 위치한 무르만스크 항구에 정박해 루마노프 왕가를 기다리기로 했다. 영국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항로였다. George's initial instinct, like anybody's, was to offer refuge to his cousin. But there was a problem, and the problem was that Alexander was a German, and there was incredible anti German feeling in Britain at the time. 영국 국내에서 정치 소유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지 5세는 초청을 취소하라는 압박을 어쩔 수 없이 수락했다. It's undeniably the case that he's pulled up the drawbridge and that Nicholas and, and his family are now stranded in a very hostile environment. 황실의 공식적인 영국 망명 계획이 철회됐다. 내전이 발발하면서 황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쫓겨나 예카테린부르크로 이동했다. 운명은 이미 결정난 셈이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황실을 연금한 저택에 특수목적 주택이란 불길한 이름을 붙였다. 삼엄한 경비를 받는 황족의 감옥이었다. 황제는 일기를 썼다. We have absolutely no news from outside. And it was a very despairing moment where you could tell, I think, that he'd given up all hope of rescue. 황제는 알 수 없었지만 조조 우세가 망명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과 별개로 런던에서 다른 구조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 영국은 니콜라이 2세의 가족을 감옥에서 구출하기 위한 비밀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다. 90년 동안 비밀리에 보관됐던 한 문건엔 이 구출 작전에 개입한 러시아 최고위 스파이가 등장한다. Stephen Ali is essentially a specialist. He was born in Russia, he spoke fluent Russian and could dissolve into everyday Russian life. 이것은 엘리의 수첩이다. 대대로 전해진 이 수첩엔 예카테린부르크 여행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다. His unique collection of documents really does shine a very bright light on what he was doing at that time. Intelligence work of that kind is exceptionally risky. Um, if he had have been uncovered and arrested, you know, almost certainly he would have faced uh, a firing squad. 엘리의 기록엔 황제 가족이 감금된 주택의 대략적인 지도도 포함돼 있었다. 러시아 자료와 합쳐 그들이 정확히 어떤 형태의 집에 연금됐는지 그려볼 수 있다. The family are kept in a corner on the first floor in four rooms. Uh, we also know that uh, on the same floor was a guard room. There are also guards at the top of the stairs, on the staircase itself. The family's quarters were surrounded by guards. we actually see lists naming uh, the personnel and the individuals who were there. We can see their shifts. We can see how many there were. There were machine gun nests trained on the house from the bell tower of the church. There were machine gun placements in the garden, in the basement. There is no way that family could have been got out of there without a bloodbath. Ali would have reported back that this was uh, a suicide mission, that this really wasn't uh, a situation where he could conceive of a realistic possibility of success. 엘리의 구출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하지만 1991년에 다섯 구의 사체가 확인되고 두 구의 행방이 묘연하자 어떻게든 탈출했을 것이란 주장이 대두됐다. 그들의 실종 미스터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All the time there was this confusion, the myth and the possibility of some or all or any of them surviving. 그러다가 2007년 6월에 두 번째 매장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첫 번째 무덤에서 60m 거리였다. Although these bones had been chopped up and burned, only 44 small pieces of bones still gave clues. We had two people. We had a boy aged 12 to 15 and we had a girl from 17 to 19. 유골 파편의 주인을 가려낼 방법은 DNA 검사밖에 없다. 하지만 전무후무한 난관이 전문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에브게니 로가예프는 유전자 판독 분야의 선두주자로 사로발굴한 유골에서 DNA를 추출해달라는 러시아 정부 관계자의 부탁을 받았다. When we look at the fragments, uh, we were very skeptical. That is a challenge to the geneticists. How to work with very degraded DNA. Most of the fragments were very small, in fact, too small for DNA testing. There were probably only about 10 or so bone fragments that were large enough for DNA testing. DNA는 개인의 고유한 유전자 지문으로 세대를 거치며 특수한 정보가 전달된다. The first thing we wanted to do was to look at the mitochondrial DNA. The mitochondria are passed only through the maternal line. So mothers give their mitochondria type to their children. 첫 번째 매장지가 발견된 1990년대에 알렉산드라 황후와 올가, 타티아나, 그리고 마리아 또는 아나스타샤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딸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일치했다. 새로 발견된 두 구의 사체도 혈연 관계라면 같은 DNA를 갖고 있을 것이다. 학자들은 남아있는 세포를 찾기 위해 끈기 있게 유골을 조사했다. We scrape away the outer surface of the bone and we crush it up into a powder. And then we use an extraction buffer that then completely dissolves the bone and liberates the DNA. We were quite surprised ourselves that we indeed uh, were able to determine the complete mitochondrial DNA sequences. And what we found was that the leg bone believed to be from a female and the leg bone believed to be from a male both have the same mitochondrial DNA sequence as Alexandra. 하지만 연구는 끝나지 않았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아이들과 아버지의 DNA가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선 직접 비교가 필요한데 학자들은 니콜라이 2세의 생전 DNA 샘플이 오직 하나밖에 없었고 수십 년 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On May 1891, uh, during his travel to Osaka in Japan, Nicholas Romanov, then uh, heir to the throne, was attacked. Nicholas was bleeding all over his shirt. He was uh, holding the side of his head with his hand to, to, stop the bleeding. The shirt of the Nicholas II with traces of the blood uh, was stored in uh, State Hermitage Museum in St. Petersburg. 한때 로마노프 왕족이 거주했던 이곳은 이제 300만 점의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이다. The museum said we can't find it. We we have no idea where it is. So they do an inventory and they just so happened to come upon this shirt.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100년이 넘은 옷이었고 혈액 내의 DNA는 시간이 지나면 파괴된다. 우선 로가에프 교수가 직무를 분석했다. I was very skeptical that it is possible at all to extract the DNA 그는 화학 보존제와 열 습기에 DNA가 파괴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We were very surprised. We extracted uh, DNA of great quality. 종이에 싸서 서랍에 넣어뒀던 황제의 셔츠에 역사를 밝힐 유전자 지문이 남아 있었다. And when we compared these genetic profiles from the blood stains and from the bone specimens, we found perfect match. It was four trillion times more likely that these two children are children of Nicholas and Alexandra than if they were just two random people in the population. Everybody in the room started crying. It was a very emotional time because now we have definitive proof that these are the missing children and that this you know, nearly 90-year-old uh, mystery is now solved. None of us, whether we're Romanovs or anybody else, I don't think, has any, any doubt because the DNA tests are definitive. 법의학 연구가 시작되고 2년 만인 2009년 2월 학자들은 발견된 유골이 로마노프 왕족의 두 아이라고 확정지었다. 그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리는 결과였다. 이제야 그들의 끔찍한 최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 I think that it's one of the most shocking things that has happened certainly in the last 100 years. To them it was political, to us it was not. It was just murder. A brutal, bloody murder. 운명은 로마노프 왕족에게 등을 돌렸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실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에서야 편안히 눈을 감는다.